짠, 짠바랄 거지 야이씨 빨리 <laughs> 뽑아 빨리 뽑아 가라 시간 없다 형 빨리 가라 가라 가라고 가라고 네. 빨리 <laughs> 못 때렸는데 어떻게 가요? 또 잡아라 거지 아 이씨 기다렸어 이거 한 판도 한 판도 안 맞아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이거 한 판도 안 맞아야 내가 이기는 거지 절대 한 판도 맞으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자체 미션 아! <laughs> <laughs> 아!